막방 소감이에요 여러분들 예 막방 소감 제가 막방 소감이라는 소리 150번 했습니다 아, 막방 소감 박규빈 씨네아 없다고요 소감이 네 알겠습니다 규빈 형이 소감이 없대요 막방 소감인 만큼 한번 해주세요 팬분들께 그러면 안 되죠 사람이 막방 소감 말씀해 주세요 어, 없다고 안 했어요 했잖아요 언제요? 했어요 빨리 막방 소감 때렸잖아. 어, 내가 언제요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그건 증거가 없습니다 증거 아까 이거는 이건 없어요 안돼 요 안돼요 잠깐만 잠깐만 네 준지씨 그러면 막방 소감 잠깐만 우리 규빈 형과 같이 막방 소감 네. 막방 소감 말해주세요 막방 소감 아니고요 막방 소감이요 아, 러브 씨가 우리 미를 때리는 걸 탐내지 않았는데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예 오, 오늘 화질 진짜 좋다 이거 너 그게 뭐 지문이 보여 14, 14겹 어떻게 하셨어요 어. 막 이렇게 혼자 이게 셀캠만 해가지고 그런 생각이 너무 나는데 오. 와 역시나 너무 아쉬워 죽겠네요 정말로 그쵸 아쉽죠 네. 어. 네 이때까지 열심히 했으니까 또 멤버들한테 고생했다 말하고 싶고요 같이 열심히 해주신 팬분들 그리고 저희 도와주신 모든 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, 앞으로 저희 더욱더 멋있는 모습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밤낮 없이 열심히 또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올려놓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규빈이 완전 잘생긴 어 나는